티를 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위에 김진호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이 또 있어요 답변 드릴게요 슐리니니님이 모발이 식구 생착률은 얼마일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1년이 지나면 100% 생착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심었던 머리가 관리만 잘하면 100%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가요? 과연 10개를 심으면 10개가 다 나는 게 정상인지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괜찮은 결과 혹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죠 잘 된 오발이식은 한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착률 비교하는 연구들을 보면 90, 95% 정도가 이제 어, 좋은 결과를 보는 모발 이식이라고 하고요 80에서 90% 정도도 준수한 어, 모발 이식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착률 차이를 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집도의의 실력과 어떤 모발을 우리가 수술하는 과정의 어떤 시스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이생착률의 영향을 미치는 수술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잘 맞은 타구라도 안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야구에서 그렇지만 좋은 타구를 만들려면은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그런 좋은 질의 타구를 만들 확률이 높아지듯이 장기 저장액을 쓴다던가 두피에 이제 우리 구멍을 만들 때 최대한 비치적으로 만드는 방법 뭐 여러 가지들을 다들 연구하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어, 노력하는 거 별개로 아무리 좋은 타구를 내려도 아웃될 수 있듯이 최선을 다해도 어떤 모낭이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에 약한 모발을 갖고 계시면 이제 모발 이식 중에 생산률이 떨어질 수 있고요 체질적으로 모발이 그런 생착에 안 좋은 어떤 성분을 많이 갖고 계신 뭐 성장인자라든가 아니면 상처 회복 과정에서 어, 그런 거에 딴 사람보다 좀 다른 성질을 갖고 계시면 체질적으로 좀 생착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 관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반 한 열흘 정도는 가능하면은 외부 자극 없이 어, smooth하게 우리가 상처를 낫게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죠 수술 기술, 환자의 체질, 수술 관리 등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우리 수술 후 생착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